미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미리의 일기를 맡은 <laughs> 기획자 미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아 처음인데 뭘 해야 될까 해서 준비한 게 먹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의얘기 시작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메뉴들을 준비했는데요 제육에 김밥까지 와 어, 이게 보여드리기가 되게 힘든데 짜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크 정식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때요? 네.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처음에는 떡볶이랑 순대를 먹으려고 했는데 마크 정식에 순대만 <laughs> 사와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? 와 맛있겠네요 일단 먼저 아까 정신 와 치즈 여러분들 김이 모락모락 나요 잘 보이시려나? 손수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또 편의점 음식을 먹는 거라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아. 음. 그리고 김밥을 쌌는데 참기름을 또 주시더라고요. 이거를 또 김밥에다 살짝씩 찍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김밥도 오 참기름 냄새요 음 smells good 음. 일단 면은 클리어 오! 아이구야 어떡하지? <laughs> 일단 휴지 좀 가져올게 어? 누가 치웠지? 바로 제가 치웠습니다 여러분들 치우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제육도 두 개 남았고 해서 음 이제 마지막 한 입하고 제가 또 브이로그가 길면 길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입하고 종료하고 이제 남은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육까지 올리고 근 네, 일단 제육 올리고 여기에 또 순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모든 메뉴가 너무 맛있어요 음. <clears throat> 네, 여기서 이제 미리의 일기 1탄을 마무리했고요. 미리의 일기 2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.